갑자기 머리가 뜨끈해지더라고요. 머리에 손을 대어 확인해보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야이! 이집트 여행 인트로 우버 사기 거짓 소녀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도착하고 1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오니 택시, 택시, 택시, 택시 타라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이집트 여행을 검색해보니 사기를 조심하라는 글이 많더라고요. 흥정이 약하다면 택시 말고 우버 타고 길거리에서 물건 살 때 원래 가격 10배 부르고 시작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저는 우버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만나는 장소에 차가 한 대 와서 우버! 이러더라고요 부른 우버가 만나는 장소로 오고 차 브랜드 BYD 맞고 차 뒷번호가 아랍 숫자라서 그게 맞는지 몰랐지만 드라이버 얼굴이 똑같은 것 같아 차에 탔어요 그게, 그게 제, 제 실수였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공항 톨게이트 그걸 통과하고 나서 갑자기 제 이름이 안토니오냐고 묻더라고요 어? 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 드라이버는 그냥 가자 그러더니 제 휴대폰을 가져가 우버 예약을 취소하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된 거 그 차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이집트 돈이 없었어요. 호텔에서 달러를 이집트 파운드로 환전하려고 그래서 공항에서 환전 안 하고 우버 카드 결제하려고 했는데 사정을 얘기했는데 달러로 달래요. 어 얼마? 7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70달러 굿속딱 적정가가 이집트 친구한테 물어보니 달러로 따지면 7에서 10달러입니다. 정말 10배를 불렀습니다. 와... 지금 생각해보니 이 사람 우버 드라이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아시아인 상대로 사기친 것 같아요. 어쩐지 자기 우버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한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택시비 흥정하려면 차문을 여는 신용을 해라. 정말 열려 그랬습니다. 갑자기 드라이버가 놀라더라고요. 에이 오이 스톱 스톱 그러더니 70달러에서 50달러로 깎더라고요 하 진짜 <laughs> 저는 10달러를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집트 입국 비자를 얻으려면 현지에 도착해서 25달러를 내야 해요 그때 공항에서 100달러를 냈거든요 거스름돈으로 50달러, 20달러, 5달러를 받았습니다 10달러가 없잖아 그리고 그 드라이버도 거스름 돈 10달러가 없었죠. 정말 열받았었습니다. 이러는데도 relax, 35달러스 이러더라고요. 하, 이게 이집트구나. 아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집트 사람들 사기 성거나 실패할 때 항상 이 말합니다 웰컴 투 이집트 그 말을 몇 번이나 제게 하더라고요 야이씨 그 말 하는 게 더 화나 유리창을 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경찰서로 끌려가니까 저는 제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왕 일이 된거네 멘탈이나 조져버리자 막 미친놈처럼 웃고 <laughs> 니는 알라신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랬죠 근데 그 드라이버 자기는 기독교 신자라며 룸미러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보여주더라고요 오 그래? 넌 지저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진짜 온갖 쌍욕을 한국어 섞어가면서 했습니다 그 이집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했으니까 근데 하필 또 바빠서 전화를 못 받더라고요 하... 여하튼 결국 드라이버가 얼마까지 줄 수 있냐고 하길래 제가 최소한 낼 수 있는 20달러 주었습니다. 왜냐? 그래도 한국에선 20달러면 적정가니까. 하... 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 있는 호스텔이죠. 근데 그 드라이버 마지막에 돈을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 이집트인 친구랑 전화하는 척 했거든요. 아마 그 드라이버는 제가 현지인 친구 통해서 우버 사기,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가 기분 나빴다면 이 돈 안 줘도 돼. 이러는데 저는 그냥 입시따로 가지라고 했습니다. 왜냐? 첫 번째, 제 숙소를 알잖아요. 외국인이 돈 안 주고 튀었어요! 이러고 신고할까봐. 두 번째, 그래,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그 불편한 동행은 끝났고 저는 그 차 백넘버 사진을 찍었어요 인스타에다 사연을 올리려고 자 근데 여기서 그 거지 소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우버에서 내릴 때 우버 옆에 히잡을 쓰는 소녀가 오더라고요. 손님인 줄 알았죠. 근데 제가 호스텔 입구를 찾고 있는 동안 절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돈 달라고. <laughs> 세 번이나 거절했죠. 근데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숙소 옆에 바로 KFC가 있거든요. 영어도 못하는데 계속 손짓으로 KFC, KFC, 헝그리 이러는데 아오 세 번 거절한 후 그 소녀가 KFC 옆 카페에 가더라고요. 저는 계속 호스텔 입구를 찾고 있었고 근데 그 소녀가 갑자기 현지인 남자 3명이랑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들도 저를 쳐다보고 순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이곳 갑자기 단체로 몰려오는 거 아니야?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 사람들한테도 돈을 달라고 한 것 같아요. 여하튼 순간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 소녀도 저한테 다시 달라붙었고요. 캐리어와 백팩을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제 앞에 전봇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머리를 기르기 위해 단단한 머리띠를 쓰고 있었고요. 땡! 전봇대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머리가 뜨끈해지더라고요. 머리에 손을 대어 확인해보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야이 머리띠 때문에 두피가 까졌더라고요. 그 소녀는 제가 피 흘리는 거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도망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 소녀를 잡고 싶었습니다만 피를 닦는 게 먼저였죠. 제가 피 흘리는 걸 보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헤이 y are y o okay? 누군가 휴지랑 물을 갖고 와서 지혈을 했습니다. 또 고맙게도 호스텔까지 절 데려다 줬어요. 호스텔 직원들도 피 흘리는 걸 보고 놀라더니 약 발라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이집트 사람들 شكرا. 근데 미안하지만 그때도 누군가 제 가방을 훔쳐갈까봐 계속 캐리어랑 백팩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까 그 우버 백넘버 사진 얘기했죠? 그 사진 찍을 때 정말 우연히 그 소녀 얼굴 사진도 같이 찍혔습니다. 하... 이 백넘버 그리고 이 얼굴 기억해주세요. 부디 다른 분들은 이런 피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 이집트 카이로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